아 미안해 미안해 맛있지? 같이 안돼 냄새 안 맡아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 먹으면 죽어 안돼 啊。